Yeah. けないいるわ。いる。いる。 え 잠시만요 야너 옆에 좀 가라 내 자리 아 그래 아! 야! 아 완전 차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 못가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 못가겠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